아직 얼마 전 저는 회사 동료들과 집들이를 하며 소소한 불금을 보냈는데요. 집들이가 끝나고 왜 다시 왔어요? 그 혹시 집에 제 카드지갑 있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거. 남직원과 한참을 찾은 끝에 방구석에서 그의 카드 지갑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진짜. 그 남직원은 고맙다며 분리수거도 해주고. 저도 모르게 긴장 됩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뭔지 궁금한데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도 될까요? 오, 두명 3대1 자, 어떻게 수을 보내야 될까요? 흐흐, 그, 저는 뭐가 볼까요? 뭘시있게요 그렇게 아, 답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일부러 흘리신 건 아니죠? 와 안녕하세요 두 살 연상의 남친과 저쪽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하고 우울해질 때도 있고 뭐 슬프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 여기 이제 후라이드가 진짜 후라이드가 대박이네요. 좋은 거. 응. 문제소재라고 하는 종목에서 상당히 안 되는 거면 화가 나는 거 알고 있는 모든 주식은 다 알고 있어요. 좋은 거지. 그거 보니까 사는 것만 또 이렇게 갑니다. 차올니왜 그럴까? 뭐야. what the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해 여기서 제 성격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어, 뭐라고? 난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봐요. 아, 나, 나. 모든 게다 있습니다 거기서 대장동은 없는 거예요. 네, 음, 에이든 슨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젊은 세대의 시인을 오늘도 곱창을 먹을 거예요. 한달 속에 정치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멋있다. 이것이 상관없다. 연하고. 그러니까? 넌 어, 고맙다는 말을 할지 모르냐? 따지고 들기 전에. 아, 맛있겠다 와사비 안 먹는데 음. 같이 먹어도 맛있어. 음. 이거 딱 적당하게 들어있어. 네. 음, 나도 안 떼먹어. 고기가 너무 커. 그이 고기 초밥은 그 옛날에 일본에서 먹었던 음. 거기 따라가는 데는 없다 그지? 음. 진짜 충격이었어 우리가 가자마자 갔던 초밥집? 어, 맨 처음에 갔던 처음에 우리 쫄아가 나 쫄아가지고 <laughs> 나가자고 막 했던 데 있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밥을 먹으러 갔는데 나가자고 하면 어떡해 <laughs> 아니 너무 무서운 갔는데. 거야 어떻게 아니 난 분, 나는 유명한 집이라서 당연히 한국말도 돼 있고 뭔가 그런 게 한국인도 좀 있고 이럴 거라 생각했어 완전 로컬인 거야 이게 음. 그뭐 와 완전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렇다고 그 주밥을 먹으러 왔는데 <laughs> 나가는 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 어. 말이 안 되지 않아? <laughs>